Thank you so 아잘못 참고 네. 자 그러면은 쓸데없이 재산 공개하거나 부동산 어, 안낼 수 있는데 네, 아니 는 내만 하니까 내는 거 보시고 원우 형, 눈 안 아파? 오케이. 느낌 있어. 조금 냈다 쳐야 되나?